2020년 3월 26일 흉가 여행 2일차 스타트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8585 미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얍스 얍스 벌써부터 레전드의 각이 깜짝이야 씨. 깜짝이야 씨. 어? 뭐야 분명히 있었다 아! 왕디 고모부 어? 나가지마 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뭔 약초 냄새 같은 게 나. 여기다. 이거 기운 엄청 센데? 여기 어떻게 장사를 했지, 여기? 뭐야? 누가 방금 땡긴 것 같은 느낌인데? 뭐? 여러분 잠깐만 어디야? 잠깐. 여러분 잠깐만 어디야? 잠깐만요. 2절 2절 3절 3절 잠깐만. 어? 저 여러분들 저기 오색천 저기 귀신 쫓을 때 쓰는 거거든요. 저 이, 이초리가 빙 걸렸을 때 또치 형이 항상 오색천으로 찢음으로써 귀신을 어떤 망자를 내쫓을 때 찍거든요. 씨발 지연이 누나 이러지 맙시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지나가는 자객입니다. 야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아, 만지기 싫은데 이거 세다 어? 어? 여이! 어이! 어, 잠깐 여러분들 여기 이상한데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나 저기는 어떻게 그러면은 좀 풀어도 되겠죠? 풀어도 되겠죠? 좀 풀겠습니다 아 풀지 말아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풀지 말아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세요? 저 마이 혹시 들어오셔서 저, 저라고 말씀 말씀해 주시면은 그냥 제가 나갈게요 그냥 여기 방해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좀 말씀 몇 마디 들어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냥 말씀이나 몇 마디 들어볼까 하고 왔어요 그냥 아주머니! 어? 어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어허이 이러면 곤란하시잖아. 디아블 3부 아.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있네.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있어요. 딱 우는 소리 가 되는데 더 젊은 목소리에 우는 어디에 방금? 에? 웃는 소리야 우는 소리야 어, 왜 그래요? 자나 그만 쳐요. 짜증나니까. 뭐라고요? 제가 분명히 말했죠.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라고. 마지막이에요. 그냥 말씀을 하세요.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라. help. 봐봐 오빠들 알림 설정까지.